여기는 아침에 아침에 하품하다가 찢어져 버렸어 치키노라고 해 럭키노로 해봐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순서가 다 유기농 오늘 어, 형님 메이크업 해주신 곳곳에 포인트로 좀 밑에 넣게 헬로 <laughs>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경찰 경찰 친구들 안녕 밋도 렇게 해주시고 제가 톤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찰 상 이렇게 네. 어, 어, 어, 카와이 네코 붙여주셨는데 치아에 묻을까봐 조심 조심 거울을 계속 보고 있어요 치아에 묻지 않을지 제가 손잡이여가지고 네. 항상 이제 사인을 하는 항상 묻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닦아줘요 뻥치지 말고 할수 있어 할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해봐 진짜 아! 좋게 하네요. 어, 어, 더러워. 아우 지저분 지금 나한테 지금 멤버한테 할 소리야 이게? 말이 된다고? 약간 약간 사실 안에 망설이 있었죠. 음. 아, 알아들면 된다. 다, 다 보고 있는데 아, 거짓말쟁이야. 알아들면 뭘 돼? 뭘? 봐야지 봐야지. 어머나 좋은 건 바로 알아들으면 돼. 내가 더 더 좋게 만들어 볼게.